다시 돌아올 우리의 시 마 전할까 어두컴이 하늘만 보며 울고 있네 떠나간 내님 찾아 오늘도 헤매이고 있네 그리운 그대 나의 그대 반드시 돌아올 우리 아,